응. 주황이 왜 이렇게 커? 초록이 분홍이 어, 보라돌이 왜 이렇게 커? 아이고 얼굴이 아, 분간이 안 되세요 이제 응 초록이 운동한테 태양이 응 까망이 까망이도 크네 아유 연두 음. 연두 아직 색깔 안 빠졌네 음. 가족이 한 명 생기는 거잖아 음. 나중에 보면 얼마나 추억이 되겠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많았네. 이때 이때부터 키우고 하면 완전 음. 갓 태어난 깐난. 응. 리치도 3개월 때부터 키웠어. 음. 깐난 때부터 키운 그 적 있어? 없지. 없지. 네. 응. 음. 레이첼 레이첼 누구지? 보랑? 보라 응. 초록이 초록이도 단짝 닮은 것 같다 있지? 응. 까망이 아유 연두 아직 탯줄도 안 끊어졌네 응. 응. 빨강이, 빨강이. 1호 형광이 응, 형광이도 예쁘게 생겼네 질문니까 응. 분홍이 아이고 분홍이 분홍이도 이쁘게 생겼네 하양는 특징이 없어 연두 그리고 우리 빨강이 그리고 형광인가? 형광이 어, 검은이 우리 레이첼 이렇게 가좀 꾹꾹이 한다고 착각을 하게끔 응. 음. 너무 귀엽다 보라도 연두 근데 아직 눈못 떠서 힘들어? 아이고 이뻐 진짜 이제 엄청 비대하다 꼬리 굵기 차이 봐 <laughs> 그러니까 이이랑 꼬리 굵기 차이 봐 연도 편해했어 조금 어. 여자인데 반짝반짝해 털이 음, 윤기가 나 고급스러워 코가 반질반질해졌구나 이미는 여전히 예쁘고 애들이 발톱이 겁나 날카로워졌고 귀여워졌어 강아지 같아 새끼 강아지 같아졌어 오늘 음, 아직은 아직이야? 아직 쥐 같아? 사료를 먹어야지 아 와구와구? 네. 응. 음. 구와구못 먹어? 레이첼도 그렇게 못... 아 먹었나? 처음부터? 응, 음, 코 박고 먹었어 응, 어, 그때 근데 두 달 차니까 그때는 예뻐라 아, Mm-hmm.